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규빈이 형의 팬이 있습니다. KB, KB, 쫀지, 쫀지, 쫀지 아냐? 아, 아냐. でしょうかどうぞ前の方に次お進みください列が途切れたら終了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 행복하게 어쩐지 행복하게 찍고 규빈이 형한테 가서 <laughs> 그서 있으니까 좀 설레긴 하더라. 그지. 잘 나왔어요. 한마로 가다 같아. 네. 이거 너 어릴 때 사진 똑같은어 그러게. 아, 나 나오고 싶었어.